확진한 니야기 완전히 자기의 자아를 날려버리고 그냥 무지성으로 명령만 따르게 된 우리 10년 전 꼬부기입니다 네, 진짜 파이리가 죽은 게 맞았네요 아 일말의 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네 잠깐만 그러면 저기는 어디? 아, 이상희 씨는 어디 갔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상희 씨. Oh, 어? 이상희 씨는 일단은 파이리가 죽고 나서 얘도 좀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그냥 우리 여기서 팀을 끝내는 게 맞다 싶어서 각자 갈 길간것 같아요. Wow, that's awful. I don't know why I was laughing so much at the beginning. 잠깐만. That story was just a 그러면 bunch of 모부기는 death 약간 and then a 이상희 really 씨 sad ending. 대체품 Hopefully 아니야? it's something you can learn from, but 아니겠지. I think I finally learned why you won't evolve. but on a personal level, not super relevant to anything going on with me. Postponing my evolution is a power honing strategy. 맞아요. 그 진화 안 하는 이유도 진화하면은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전략전 차원에서 늦추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막 98렙이라고 그러더라고. 말렙 꼬북이잖아, 거의. 하이드로 펌프도 쓰는 엄청난 10년 묵은 꼬북이의 위력. It has nothing to do with that story. 오케이 아하. 오케이. Everyone. 일단 뭐 such 파이리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거 같고요. 예, 진화 안한 거는. Permanently. Any unfinished business you had. Unfinished forever. Yeah, sounds terrifying. God forbid you change something about yourself. Oh, hey guys. 자자자, 집 나가. 불꽃 원숭이 찾으러 갑시다. 뉴스계 영역인가요 여기? 딱 보니까 설산 지역이라서. Did you see an orange guy pass through here? 과연? He's about this tall and uh, constantly on 네 가지가 좀 없어 보이고. Oh yeah, I remember that guy. I tried to tell him 봤다고 하네. up here, and he was just like, "Shut up! I don't believe in talking trees." You 바로 닥쳐! 누가 봐도 우리 그 망나니 불꽃숭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Don't even have a mouth. And it really hurt my little tree 아, feelings. 그러니까 상처받았어. Oh, my 어떻게 little 이렇게 tree 귀여운 feelings. 눈속에 Yeah, 그런 that sounds like him. 험한 말을 Yeah, 할 수 it 있어. does. And also, those are his tracks Oh. right over there. Great. Okay. Still catch up. Uh, yeah, cool. 저 cool. But wait, 남은 you 흔적을 can't go 따라서 that way. 불꽃숭이 That 찾으러 path 갑시다. runs through Snow Way. 그대로 And you'll 가시면 never make it through 됩니다. Snow Way. Why not? There's snow in the way. I think we can handle it. Oh, for reals? I have never met anybody so verbally willing to handle things. I must come with you so that I may 오케이, learn your 누드가 일단은 길 안내 Oh 역할을 boy, 해준다고 해요. strap in. The 따라 guy 같이 we're following 가봅시다. only wants one thing. That we don't follow him. Oh, neat. He'd do the same for us if we were in danger. I'm sorry, what? No, he wouldn't. He hates us. That's just how he 아니야, expresses 우린 himself. 팀이야. Jar might be rough around the edges, but 우리 deep 싫어한다고 down, 해도 he actually cares about us. 동료니까 Never 구하러 even 가야지. remotely indicated that. You have a lot to learn about friendship, stubby man. A true friend doesn't care 쟤는 if he's 눈쓰기는 actually 거의 your 뭐 약간 friend. 래퍼의 Some of my 스웩이 closest 있는데요. friends in the world have been my greatest enemies, 오. and I never even talked to them. What? Char might 어제 not 적은 appreciate it 오늘의 now, but 친구 we're 뭐 all 그런 he 얘기인가? gotta stick by your friends while they're still around. You never know how long that's gonna be. 그래요. Well, I'm pretty sure friends don't actively try to escape from each other. 위해 friends probably don't lead each other up dangerously tall mountains where they're definitely gonna freeze to death over a lost cause. 근데 모보기는 좀 어어어! 야 실수해버리네! 아니 모보기한테 이상해 씨라고? 이거 답 나왔다. 꼬부기 마음속에서는 저 모보기 그냥 깜부였던 이상해 씨의 대체품입니다. Who's me? Uh, but... 뭐야? up, Bud. Squirtle? What's my 이름도 몰라 자기 팀이라면서? 윈나로 팀! 야 꼬부가 너 이름도 모르는 건 좀 What's my 심했다 actual name? Huh? Huh? Which Pokemon am I? Unbelievable. 아 몰라 진짜 <laughs> This isn't about Chimchar at all. You're just using us to relive your stupid childhood. 그래 그냥 너는 우리 10년 전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우리 그냥 대체품으로 쓰고 있을 뿐이야 꼬부기 Cool, ask the trees for help Hey, we are a team We promise to stick together Stick together? 고놈의 팀팀팀 I wish I could believe that was a pun on my name 팀에 한이 맺혔네요 어어어어 저저저저 어저 큰일 나 진화해버려 Damn it Ah, it's okay, friend. We don't need him. I've already found an even better replacement. This team is more important to me than my own life. You see, together we will find Chumdar and make everything right again because of friendship reasons. I believe in us. 어? 어 잠깐만 또 발작 버튼 눌렸다. 난 너를 믿는다. 그 캐터피 대항이 계속 했었단 말이잖아. 와. 결국에는 새들과의 전쟁을 시작했었네요. 와 정신 나간 거봐 꼬북이 사륙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캐터피 대왕이 시킨 대로 하는 꼭두각시 But it doesn't matter. The offensive worked. We won. This, this is win. 하, All I see is 아이고 death. 주변에 여기 And more of 캐터피들 them than 다 us. 죽은 거봐 Rest assured, our sacrifice will not be in 와저 vain. 새 We will 포켓몬들하고 vanquish 좀 our 빡센 enemy. 전쟁 했었나 본데? Future generations will not inherit our fears. Look around you! The birds are taking us down with them. They'll 너무 incinerate the 착하다. entire forest before they let you succeed. All 오. you've done is ensure our 방금 미친 mutual 뭐야? destruction. Leonard, everything will work out. We just have to keep pushing. I believe in us. 저 레너드랑 no, there is 니드런하고 no 아주 us, 깜부했나 보네 Whiskers. Leonard, You know desertion is punishable by death. I 동족인데 would rather 죽겠어 die than fight for you again. Very well. Whiskers, kill him. 야 진짜 Whiskers, 죽이라고 that's an order. 안돼 kill Leonard. 아니 He's 우리끼리라도 I 뭉쳐야지 can't. I knew you weren't ready for the stone. What a 그럼 아, shame. 아, 설마 Bluey, kill him. 와 This is loyalty, Whiskers. No hesitation, no question. Remember this. I will. 그냥 Is he 눈이 having a 정상이 아니야, 이미. flashback? Hold 혼이 on, 나갔어. I'm asking. Hey, are you having a flashback? Oh,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had a flashback. It must have been about three years ago. How much longer till we get to Snow Way? Exactly. 됐고 빨리 저기 찾아야 돼. Uh, no wait, make that an hour. Uh, no wait, I don't. Okay, I don't actually know. I clearly haven't been paying much attention. 아, 문승이 이 자식 쓸데없이 말 겁나 많네. 조용하고 그냥 가면 안 될까? 어, 야부엉의 집이 그냥 개박살났는데요. 이거 누구 작품인지 딱 알겠네요. 불타는 거 보니까 아 불꽃송이 또 사고 치고 다니네 이거 아 Maybe I was wrong about Char. He seems to be handling himself just fine up here. Yeah, that guy knows exactly how to do whatever he did. I mean, he's 제발 fired. 그만 좀 Most of the 일 벌리고 strongest 돌아와 people 임마 here 이게 are Cold 불꽃송이 이 people 자식 are no match for hot people. If we band together up here, the two of us would be unstoppable. And we can always find another Bulbasaur. Truly, our friends are the most replaceable people we know. Yeah, This whole journey is like a test of our friendship. Maybe coming here wasn't a bad 우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아 이상해 씨도 한번 나와주면 좋겠다 너무 안 나와서 귀여운데 어 우리 마스코트 이상해 씨가 안 나오니까 좀 허전하네요 This, this is Snow Way? I don't get it. 뭐야? What's so bad about this? 길이 Uh, there's snow 막혔는데요? in the way. 눈 Yeah, you 나타나가지고? cannot pass on account of 여기가 snow 길이 that is 맞아? in the way of you continu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뭔- 뭔 There's been 소리를 snow 하는 거야? everywhere this whole time. 이게 무슨 It doesn't even 길이야 seem like it's all that 이걸 어떡해 What is that? That is snow. <gasps> 헐 눈사랑이다 <gasps> 아 얘가 문지기 역할을 하나 보네 신성한 땅 돌아가라 어리석은 자여 oh, okay, then. Goodbye. Yeah, see you later, man. <laughs> 수고요 I need to get 어허 감히 이 몸과 이 신성한 나무와 대화를 하려 하는가 I'm not afraid of you. 아무 아무 안 무서워. Listen well, Prawn. I am no mere tree. 그냥 핵 보스급인데. I am an emissary of the mountain. 잠깐만 산 꼭대기 신들의 사절 어 신들의 부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포켓몬의 신? Top deities 아르세우스님! 신들의 신 잠깐만 아르세우스 시간과 공간 창조자 그렇다면 시간을 다스리는 디아루가 공간을 다스리는 펄기야 그리고 이 두 신을 창조한 음, 아르세우스 와 이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떡밥 나왔다 아니 우리 알세님이 나왔다는 건 그렇다면 뭐야 우리 죽은 파이리도 혹시 되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파이리 부활각 떴다! 자이 눈사랑의 멘트 진짜 중요한 떡밥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Time and space has chosen me as their holy protector. And so I shall protect with my every home. Yeah, well my friend is up there. and I'm not leaving without him. 그래, So 이거 stay 절대 안 out of my 나가. way. You have been bested in combat. Retreat now and tell legends of your narrow escape. If you won't move, I'm gonna have to move you. 야야 꼬부가 너 아무리 말렙 꼬부기라고 해도 이거 되겠냐? 너보다 한 어유 300배는 커 mercy 보이는데 of the gods is wasted on the disobedient. This world hath no place for those who defy its natural order. 와